조심해라 진짜 뭐야 어 뭐야 너도 너도 회오리냐? 오오오오아 죽는다 아 알아버려 진짜 힘들어만 없으면 이거 끓으면 이거 <laughs> 아 미친 캐릭 아니야 이거 빨리 도는 것 같아 원래보다